네 너무 개고생을 했어요 나 남미랑 인도 어떻게 다녀왔는지 모르겠어요 파스타만으로 가야 합니다 근데 가는 건 몰라요 어떻게 가야 되죠? 진짜 엉망진창이 아주 응, 땡큐. 그리고 짜오, 짜오. 짜오. 오늘 너무 개고생을 했어요. 데이트 로밍을 한 적이 없어가지고 저는 해외에 딱 나와서 유심칩을 바꾸면은 그러니까 원래 저는 UAE 거를 쓰고 있었는데 이제 한국 거로 바꾸면은 이제 자동적으로 해외 로밍이 시작이 되는 줄 알았는데 셀룰러 뭐 들어가서 로밍 on을 켜야 되더라고요. 그거 몰랐어. 그래가지고 인터넷이 안 돼가지고 숙소 픽업도 못 만나고 픽업 나온 사람도 못 만나고 그쪽에서는 내가 하도 안 와가지고 노쇼 처리를 하려고 했고 음, 숙소가 그래도 공항이랑 좀 가까워가지고 그냥 무조건 나와가지고 문연 24시간 렌트카샵 가가지고 전화번호 알려준 다음에 음, 나 이 사람이랑 통화하고 싶다 도와달라 해가지고 겨우 그 렌터카 직원이 도와주신 덕분에 숙소를 잘 왔어요 근데 또 어댑터를 잘못 갖고 와가지고 음. 너무 준비성 없이 와가지고 아주 개고생 중이네요 핸드폰 배터리 덮고 자야 되는데 잠이 안 오네 안방 아줌마한테 충전기 득템했어요 옷을 안에 이거 히트텍을 입고 이 옷을 입었어요 너무 추우면 또 감기 걸릴 것 같아가지고 이렇게 입고 일단 타우롬이나 있는 숙소를 간 다음에 거기서 이제 좀 상황을 보고 더우면 그냥 굽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일단 단단한 게 입고 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슬슬 나가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여기에 여행 갈 때쯤 돼가지고 한 3일 전부터 뭐가 나가지고 이 지경이 됐습니다 진짜 못생겼어요 때문에. 가야지 요새 옛날 스타일 요새 뭔지 모르겠지만 가장 가까운 진열대에서 가장 가까운 거를 찍었어요 이게 그 말로만 듣던 아란치니 그거 같아요 밥 들어있는 그런 거 한국인 정서에 잘 맞는다고 하네요 이 안에 들어가 있는 건 치즈예요 진짜 완전 맛있어요 약간 리조또를 튀긴 것 같은데 뭔가 고추장이 안 들어간 다는게 약간 한국인이 좋아하는 약간 고추장 맛도 좀 들어가 있는 것 같고 되게 맛있네요. 먹다 보니 이제 소스가 나왔어. 진짜 미쳤어요, 이거. 완전 맛있어. 성인장이 쓰러져 있어요. 야, 일어나! 저기 보면은 에트나 화산이 계속 보여요. 옛날에 북부 산지, 인도 북부 산지 쪽에 갔는데 어딜 가나 히말라야 계속 보였거든요. 약간 그 느낌이 있네. 어제 맥도날드 와이파이를 좀 훔쳐 쓰고 싶어가지고 노력을 했는데 잘 안되더라고요 자꾸 뭐 인증을 하라고 하고 그러니까 뭐 인스타그램이나 구글 같은 거 계정을 통해가지고 인증을 하라고 했는데 뭐 하려고 하면은 다 그게 에러가 나 마지막에 그래가지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몰라 나 남미랑 인도 어떻게 다녀왔는지 모르겠어요 이 메뉴가 혹시 한국에도 있나요? 여기서 나는 처음 보는 것 같아 멸치 이탈리아에만 있는 그런 건가? 그렇다면 이걸 먹어봐야겠어 까꿍 Thank you.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에스프레소에다가 아이스크림을 그냥 얹었는데 그 헤이즐넛 아니 마카다미아? 누텔라 맛도 나고 맛있네요 이게 부디 이태리에만 있는 음식이었으면 좋겠어요 음. 음. 카스텔몰라로 가야 합니다 근데 가는 건 몰라 어떻게 가야 되죠? 사람이나 마을 입구에 다다른 것 같습니다 엄청 예쁜데요? 벌써 여기부터 엄청 귀여운 거 발견 <laughs> 너무 귀엽다 그 무슨 예술가 마을처럼 가게들이 다 예뻐가지고 올라가면서 보는 재미가 있을 것 같아요. 또 예쁜 걸 발견했습니다. 이거 예쁘다. 쉽게 올라가지 못하고 있는데요. 결국 무작정 가다가 이쪽은 카스텔몰 바로 가는 길이 아니라는 걸 깨달았어 레슨을 켰더니 이쪽으로 가래요 그리고 버스 정류장은 저쪽인데 오늘은 일요일이라서 버스가 별로 없다고 해서 인터넷에 찾아보니까 2시 20분? 버스가 있더라고요 근데 지금은 1시 20분이야 1시간 남았어 차라리 올라가는 게 낫지 않을까 해가지고 올라갈까 말까 올라갈까 말까 올라가고 있네 뭔가 다 닫았어 과연 이게 의미 있나 싶은데 한번 그래도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길 이름이 되게 귀여워요 카푸치니 이거 따로 먹어도 되는 건가? 와 스페인 세비야 같아요 극장으로 가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냥 여기로 쭉 가면 될 것 같아요. 아이고 티켓을 사야 하나봐요. 난 티켓 사는 것도 몰랐어. 뭐 얼떨결에 여기를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엉망진창이아주 교지 이렇게 가버리게 된 고대극장 찍고 들어가면 되는 것 같아요 아쉽게도 짐은 맡겨주지 못한 데서 이 무거운 걸 다 들고 가야 합니다 모자를 써버렸어요 오늘 날씨 진짜 좋아요 보면은 끝없는 계단을 계속 올라가야 될 것 같아요 <coughs> 고대 극장에서 보는 타오름이나 절경이 진짜 아름답다고 하는데 어마무시할 것 같아요 왜냐면 벌써부터 벌써부터 안 나오냐? 벌써부터 이렇게 보면은 진짜 멋있대 보 그. 벌써부터 멋있어. 내가 여행을 너무 많이 다녔어. 내가 벌써 이거를 터키에서 더 고대스럽다고 해야 되나? 더 내추럴한 더 자연 그대로의 온영극장을 터키에서 한번 본 적이 있어가지고 그거에 비해서는 너무 잘 꾸며놨는데 터키 승 영상이에요 대박이다 영수 놓칠 뻔했어 진짜 멋있다 근 느낌이 좀 나나요? 여기 너무 예쁜 카페 아니에요? 진짜? 그런 느낌 나네요 어, 이 차가 약간 트레이드 마크 같아요 폴댄스 하는 아저씨 assomigli un po' mm? poco assomigli in viso Mm, ah, thank you, thank you. How, how to say thank you in Italy? Sì, <laughs> sì, thank you, grazie. Ah, grazie, ah, grazie, grazie. Gra mm-hmm. prego, <laughs> non c'è problema. Mm. Etna. Mm. Ah, Etna, Etna, yeah. Etna is very nice. 그렇지? Right? <laughs> Thank you. Prego. Thank you. Bye. Ciao. Ciao.